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거 만드는 과정은 제가 따로 찍었는데요 아마 올라가는 시간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니까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지식 한번 전하도록 할게요 야외 목공 같은 경우는 아연 도금이 된 피스를 많이 써요 실내 가구를 만들 때도 굳이 이제 무도금 피스를 사지는 않고 그냥 이 아연 도금된 피스를 사용을 해요 피스의 길이가 다양한데요 자주 쓰는 게 32mm, 38mm, 50mm, 64mm 요 통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제가 가구를 만들 때 흔하게 체결하는 방식이 피스 체결 방식인데요 요 피스를 드릴질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터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드릴 길이 조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38mm를 쓰겠다 그러면 38mm보다 같거나 약간 짧게 이 조절할 때는 육각 렌치를 사용을 하는데요 육각 렌치로 풀르면 되는 거예요 요 드릴이 이중 드릴 비트에 들어갈 때 여기가 잡아주는 곳인데 이거 이상은 들어가 줘야 돼요 보시면 요거 이상은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딱 보고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손이 끝나는 부분 아요 정도면은 여기 닿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서 렌치로 잠가주면 되는 거예요 쪼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짜부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날을 쓸 때 이 날의 길이가 짧으면 이런 6 4 m m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거든요 반 이상은 그냥 생으로 피스가 들어가요 터질 수가 있어요 나무가 갈라지고 이렇게 따로 그냥 이중 드릴 날이 아니라 날만 끼워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풀러 가지고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6 4 m m 의 피스보다 드릴 날이 약간 짧은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64mm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요 그 이상이라 그러면 철물점 같은 데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긴 걸 사면 좋아요 좀 더 긴 걸 사서 그라인더로 자를지언정 그럼 실제로 한번 이 피스를 이용해서 나무와 나무를 한번 결합을 해 볼게요 집에서 취미로 할 때는 작업실에서 취미로 할 때는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드릴 드라이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거를 풀러 가지고 이렇게 이중 드릴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십자 비트를 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다시 이거는 조립을 할게요 드릴라를 피스보다 약간만 짧게 잡아줄게요 살짝 풀러주고요 집어넣고 됐을 때 약간만 되게끔 예. 요 드릴 하기 전에 그냥 피스를 한번 박아 볼게요 좀 더 극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끝에다 박아 볼게요 보면 이렇게 갈라진 게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피스를 박아주는 게 이제 나무의 갈라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드릴링을 끝쪽에다가 하고요 피스를 박아 볼게요 이렇게 드릴링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옮겼는데 옮기면 이제 밑에 부재의 구멍이 자리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이제 잔머리를 써야 되는데 피스를 살짝만 튀어나오게 해요 아까 구멍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 맞출 때는 좀 눈높이를 그쪽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피스를 박아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드릴링은 대략 한 36mm 정도 뚫렸을 거예요 이중 드릴 비트를 사용해 가지고 목다보를 박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할 건데요 지금 이게 20mm의 부재인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드릴링을 해줄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대략 반보다 좀 적게 해주면 되겠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구조적으로 약해져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만 봤고요 제가 좀 가까이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지금 이 목다부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결방향이 세로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결방향이 가로예요 같은 방향의 목다부를 써주는 게 나무가 수축 팽창을 할 때 동일하게 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날 때 같을 거예요 목다보는 본드를 칠하고 망치로 톡톡 쳐서 박은 다음에 플러그 톱을 사용해서 자르면 되는데요 이때 목공 본드는 굳이 좋은 걸 쓸 필요는 없고요 205 본드라든지 타이트 본드 1, 2, 3이 있는데요 어떤 걸 써도 무방하니까 있는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덜어서 쓰면 좋고요 살짝 칠하고 손으로 넣긴 좀 힘들거든요 이 고무망치를 사용하면 좀 편리해요 예 이렇게 넣어주고요 지금은 어, 시간 관계상 말랐다고 치고 플러그 톱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옆에 묻어있는 본드 같은 거, 경우는 살짝 닦고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 단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포질을 해서 이 면을 사포는 굵은 입자, 중간 입자, 가는 입자 종류별로 뭐 100방, 200방, 300방, 400방 이렇게 막 있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굵은 것이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고운 거예요 굵은 것부터 시작해서 고운 걸로 가주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0방이에요 그 다음에는 200방 그 다음에는 400방 이런 순서로 마감을 해주면 이 면이 고와질 거예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피스를 사용해서 조립하여 만든 게 지금 이런 거실장이고요 가구를 조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무난하고 편리하고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목답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영상이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공유를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